はい、これはまずウニが入ってます。まず、これ竹です。ごちそうさま。 우리 없는 거. 이야. 今いきますからね。 간식. 이런 디테일. 제발 나와줘. 뭐라고 해야 되지? 이, 이 이거 뭐가 이게 사이즈인가 본데? 사이즈인가? 이거 이를 사진을 보여드릴까? 우니 마스 우니. 아, 아 우니. 나 우니 안 들어간 거 먹을 건데. 어, 노 우니? 노 우니 그래. <laughs> 예. 오. 갔다가 먹으면 되나? 그럼 먼저 먹으라는데? はい、これはまずウニが入ってます。まず、これ竹です。ごちそうさま。 우리 없는 거. 이야. 今いきますからね。丼を上に上げてもらえれば。ますよはい。 그러니까 저렇게 올려놓으면 국물을 준대. はい。はい、しました。 떠드리고 맛이 느껴져? 응. 근데 막 되게 안 느껴지고 나는 이거처럼 같이 이렇게 갈았나 음. 약간 꼬셨다 이거 난 넣어서 먹어볼게 두개 넣어서 먹어봐야지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아. 가자. 하이, 고양이 들어 천국에 다녀왔어. 맛있었습니까? 또 올 거예요. 또 두 시간 기다려서 먹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진짜 지금 이렇게 줄 기다리고 있는데.